아니なんでペゲの下にあるの 아니 이거 왔지 몰라 그렇게 あに ペなんでペゲの下にこれがあるの最低だよ本当に그 후기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 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처음 보는 속옷으로 크리코 당황하게 하기 기기기기 저희가 평소에 커플티를 많이 입는데 아직까지 커플 속옷은 없어요 그래서 커플 속옷을 사서 몰카를 찍는 겸 쿠리코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경식 너 정말 로맨틱해 이러니까 쿠리코가 뻑이가 그냥 조회수 빨라고 날쥐 하는 거 아닌가요? 출발 출발 그흐기히 아 지금 쿠리코가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이 속옷에 태그를 제거를 하고 속옷을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첫 번째 커플 속옷입니다 좀... 오마이갓! 아! 까만 아, 빨간만 궁금해 허니 깨물어 죽을 수가 있는 거를 알아 커플 속옷이라고 하셨는데 왜 쿠리코시 속옷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말이 안돼 이걸 이렇게 들었을 때 팬티가 있어 말이 별로 이렇게 아... 아 이불 좀 약간 요 밑에 입으로 살짝 좀 내려줘야 돼요 이건 공감하시는 음.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음. <laughs> 여분의 휴지 살짝 이런 식으로 좀 꾸며놨어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 누가 봐도 지금 이 침대에서 한바탕 전쟁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불도 여기 있다는 게 뭔가 이런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불 속을 살짝 들려 너무 많이 보인다 좀 약간 요 정도? 요 정도 했을 때 팬티 딱 입고 어? 에이 설마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순간 여기서 바로 이 휴지가 나오면 게임 끝 너의 그리 되어줄게야 내 품에야 안긴 너 그랬고? 네. 안긴 너의 미소가 그렇지. 그 봐, 봐봐. 내일 한탄 거 봐보세요. 그랬고. 봐봐. 미안쌤? 응. 봐봐. 음, 력이네 네. 봐봐. 도우감이 돼. 끝나니 기봤어요. 와, 매트키를 넣 그렇지. 끝나니 밑으 매트키를 動画でちょっと頭が小さいんだ正直小さい小さい <laughs> もうチャギちょっと休んでくれちゃうこれすごい終わる見たいあのなんかここの椅子なんでなくなったのここに座りたかったのにここっち座ってうれしいです 아이고 하나도 안, 안 오모이 뭐 아니, 아니, 아니, 하나도 안 오모이 안 오모이라고요 아이고 음음 음. 아, 옳지 <laughs> 옳와 어, 맞지 강아지 옳지 우리 아기 저 대하선 예쁘게 줄뿐 싫어라고요 뭐 하얗고 하얗고 배터리 접혀 누워 누워 언제 때 이거 누워 네, 배터리 이하다 누워 の携帯電話ですよちょっと休んでくれちょっと休んでこれがもっと早く。 찬토 시대 하얗고 야생대 들어 베개 맞추면 찬토 시대 쿠션하고 이거 나이죠 그리고 하얗고 이불 소지하고 이불하고 하얗고 무서워 그래요 그래가 드레야스예요 페이코를 믿지? 저기 베개 소지 시대みて 응? 베개 소지 시대みて 네? 베개 소지 시대みて 아, 좀 맞대. 난데? 그래, 쓰자. 자기, 응? 베개 소지 시대みて 아, 왜? 그렇게 많이 왜? してみてちょっと見てちょっと見てちょっと見て、ね、全部取ってみて全部取ってみて、ね、何全部取ってみて終わったらここに置いて全部取ってみてほら何かあるじゃんえこれ何 <coughs> これ何 또 그냥 뭐지크크루모노 아니 아니요어じゃない어こんなの持っ못ないもん크루크노 아니야? 아니, 뭐, 엄청 빨간색인데? 아니 아니 나한테 베개の下にあるの 아니 이거 어떻게 몰라 아니, 아니야? 베なんで베개の下に니 그래 말るの 아니違うそういうこと話してるんじゃなくて私がものじゃないならチャギが知ってるじゃんこの知らない知らないなんでじゃあ誰が置いたのトドトどこにいるのに何のこれ知らないものがなんでここにあるの모르겠어私 그렇구나모르겠지あ、이즈도그렇구나모르잖아아니치워こんな時に嘘つくなんじゃって最低だよ本当にああああ아알ああ알겠ああ겠어何それ알겠すちゃんと話しましょうそれなら何があい겠す聞きますがチナンチングへよそれか今日だけの関係よさちんブラルチング 아니 우리 큰 아니 소를 콧다리 때 모이자 완전 키크 캔디가ある でしょ 私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저도 매움이 있대 저기 아니 그, 그니까 知らない人知らない 人구나 SNS とかで 아니 소개? 둔산동 둔산동? 近いじゃんどどういう状況だったのじゃそしてなんで私たちのこれ新しい家に呼んだの僕はそんでクリコーには話ができない理由があったうん、ここもなんか私見たくないここも、ね、うん、取ろうそんなじゃ違う 언더인이チャギ、そんな座らないで私たちが寝てたところで何してるのしかもなんか説明も曖昧だしあそれなら私にちゃんと不満感話したらいいのになんでそういうことをするのしかもネイルアートに行ってる時に 説明はできないんだったら別に私も今ここで話す必要がないあいやでクルじゃとりあえずそれでもくるク手最近の歌時ちゃんと説明しないからそれ悪い癖だよ本当にちょっと理解ができないです にでマリアン何考えてみてね止まりますよ本当に本当にこれ私が結構プレゼントで買いましたよこれと一緒個人丸本当セット個人味もいい本当本当これ二つでセットで買いましたんで信じられないでしょ、うん、ああ めっちゃ私性格悪いもうじゃけ私もめっちゃ性格がめちゃくちゃ悪いじゃんもう爪だってカップル언ったし다いおお皆さんクリコがこんなに怒りました違う違う私これがこんなに怒りました待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私も本当はこれしたかったけどあじゃあ I go なんでペゲンの下どんなプレーなの しかと思ってそんなにえん、なんで今から来てみたいと思いますはい後で来ますあでもメンバーシップでやればいい違うそんなことなんでメンバーシップでやりますそうそ